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뭐 닉네임이 보니까 메이플님이시네. 네, 메이플입니다. 로즈님. 네. <laughs> 가만히 보니까 어디 낯선 데서 오신 게 아니고 우들리연에서 그렇죠. 네. 오신 분들이세요. 네. 아, 네 저도 우들리연. 네, 저도 제가. 예. 네. 그러면 보니까 다들 뭐. 뭐좀 합니다 저희 <laughs> 예 네, 그러네요 뭐 디자인도 하시고 네 디자인도 예, 하시고 뭐 이렇게 네. 뭐 여러 가지 하시네 네. 예. 그 요번에 뭐 직접 기계를 다루면서 이런 소품을 한번 만들어 보는 그 도전을 하신다고 네, 네. 혹시 연습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전혀 정말 안 했습니다 네. 안 했어요? 네, 네. 그냥 보기만 봤어요 과연 믿을까요? <laughs> 어, 아, 하시는 거 보면 믿으실 거요 아, 하시는 거 보면. 네네네. 자,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중에서 뭔가 한 개를 선택하셔야 음. 예, 만들 것 같은데 어떤 거 만들어 너무 예뻐가지고 예. 어, 예. 로즈님이 한번 골라보시죠. 요즘 트렌디한. 트렌디한 그런 거는 보통 원형 주로 많이 사시더고요아 그래요? 세 가지. 그거 세 가지를 배워볼 수 있다. 세트, 세트 구성로 이게 원곡 이름이 월럿 월죠 예, 근데 이렇게 월러. 보다 보니까 네. 월럿이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달라요. 그렇죠. 네, 예. 여기 이제 목재의 신재와 변재. 예. 여기 짙은 색깔은 신재라 그러고 요 연한 색깔은 변자라 그러죠. 음. 예, 그래서 신제와변제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원로처럼 돼 있는 건 붉은색보다 섞여 있으니까 훨씬 더 그렇죠. 매력적인 거. 어, 우리 눈에는 매력적으로 보는데 또 어떤 분은 네, 지저분하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죠.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투톤을 갖고 있는 신재와 변재가 섞여 있는 목재로 음. 한번 예,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하실 거죠? 네. 네. 요번에 원, 원반하고 네. 어, 다음에는 또 다른 관계 골라서 계속 이제 네좋습 오늘은 유튜브에 계속 나오실 건가요? 어, 네. 찾아주신다면 찾아주신다면 좋니다 네. 어, 조회수가 좀 많이 나와야 나오시죠? 네 맞습니다. 조회수 안 나오면 저희 딸이 딸이 <laughs> 알겠어요. 그러면 4차 하기로 하 가공장으로 출발할까요? 예 오케이 네. 네, 네. 그렇지 아 복사를 내는 복사 지금 대중포 얘를 여기에 물리려면 못 물리잖아 그러니까 물릴 수 도목을 붙여요 여기다가 본드로 딱 붙여야 되는데 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지어를 써야 된다 아, 그러면 그렇지 어, 요거는 본을 뜨는 지그 어, 아, 요거는 복사를 하는 복사 지그 오 잘하는데 장난 아닌데 전보다 살짝 크게 면적으로 쌓인 자 면적으로 삐코 야호 어. 가보자 네. 안 보여줘도 되겠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네 오케이 하다가 아, 딱 아, 붙여요. 미끄러우니까 그자 처음에 맞추는 방법. 날중에서 제일 튀어나오 부분이 아주. 그렇지. 저는 어깨 너머를 좀 네, 많이 봐. 음, 아, 그러면 이제 얘가 크고 그다음에 여기가 잡히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지. 얘 아니면 얘 이동을 하면 돼. 그러면 말고 그렇지 어, 부드럽게 잡고 여기 놓을 때 균형만 잡고 꽉 누르시는 맛 어, 그냥 갖다 올린다 그냥 편안하게 갖다 올린다는 생각으로 올리고 이렇게 쫙한 바퀴 으면 돼요 I'm turning out the lights so I could dream And when you smile through the screen I wish you could be with me So I